Hum. 단열성 열도 열도 잘안 통관 안 시키고 그다음에 불에도 안 타고 또 오래된 집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슬레이트 지붕 많이 보셨을 거예요.

번째로 이렇게 양쪽 팔을 깍지를 끼고 이렇게 이렇게 틀쭉 밀어내는 것이죠. 쭉 밀어내는 것이죠. 어,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싶어요. 문제가 생기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나중에 이 부분이 풀어져 버려요. 이 부분이 풀어져서 힘이 가해지니까 각의 목소리는 현재도 적은 창조를 내고 최소의 창상을 이용하여 재현 가능한 술기를 전달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들에게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. 어. 뭔가 음, 일주일째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다시겠죠? 음, 음.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브론스 편지가 있을 증기, 증기는 수증기는 오늘 눈에 보이면 안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. I 이 e 다들 잘 지내셨나요? 하... 바로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도 내일, 내일 모레가 시험인 관계로 오늘좀 오래오래 할 것 같아요 와 이거 어 진심으로 <laughs>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<laughs>